그렇게 했어. 아 스키를 즐길 수 있네. You don't have extra sunglasses here. 어? 사람이 있는 것도 없 그래. 어, 온 사람 있겠지. 백만 장자들. 와, 어, 믿어지지 않는데. 여기가 제일. 여기 응. 요리사도 같이, 진행해, 요리사도 같이 하면서 요리해. 음. Claire. Oh,